한번 앨범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? Beat M.I.L.M 근데 CD도 그렇고 앨범이 그냥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짜잔 저의 베스트 픽1 이거 많은 포즈들을 해봤지만 이 점프 포즈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근데 되게 잘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다음 두 번째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잖아요 무서운 게 좀 티가 났었어요 근데 하지만 여기선 티가 안 났네요 되게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진짜 베스트입니다 책을 읽다가 엄마가 용수야! 할 때 왜요? 약간 이러면서 쳐다보는 신처럼 나온 것 같아요 사진이 이거 말고도 훨씬 더 예쁘고 좋은 사진들이 많으니까 우리 라이온 분들의 사랑해주세요 Have a good day